안녕 여러분 양갱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계약하면 하려고 한 염색이 있었는데요 보라색 머리를 제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계약이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뿌리만 자라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머리 뿌리 탈색하고 염색을 했던 게 12월 중순이었는데 벌써 진짜 세 달이나 지난 거예요. 그러니까 색도 다 빠지고 뿌리도 한 3cm인가가 자라서 너무 베기 싫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머리를 탈색을 했습니다. 지금 그 이후로 한 번도 머리를 안 감았어요. 한 4일? <laughs> 안 감은 것 같아요. 원래 탈색이나 염색하기 전에 머리를 잘 안 감잖아요. 근데 굳이 4일이나 냅뒀던 이유는 이제 내 귀찮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. <laughs> 제가 그때 머리를 이틀 안 감고 탈색을 했는데 전체 탈색을 했어요. 뿌리 하는 김에 다 해버렸는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리고 머리도 막 이제 끊어지고 녹을 것 같아서 일부러 4일 냅두고 머리 컨디션 제일 좋을 때 하려고 이렇게 네 머리를 안감것같습니다 뿌리가 진짜 빨리 자라요. 벌써 막 알갱이처럼 확 났어요. 징그러 염색을 시작해 볼 건데요.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이장센 헬로버블 twinkle blue 옆에 이런 색으로 나온다. 라고 적혀 있는데 후기가 몇 개 없었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몇 개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그냥 생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? 괜찮은데? <laughs> 하고서 주문을 했습니다. 이렇게 안에 준비물이 다 들어있어요. 바뀌었네요, 트리트먼트가. 펌핑 용기랑 이제 산화제, 1제, 그리고 이거는 3제, secret magic oil도 들어있고요. 이게 세 개가 한꺼번에 같이 사용을 하고 마지막에 머리 감을 때 이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해줍니다. 이건 가운일 거예요. 가운이고 이렇게 열어보면 장갑이 들어있어요. 어? 이번에 귀마개가 없네? 원래 귀마개 없었나?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? 아닌가?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. 이게 원래 없었구나. 먼저 귀에 있는 귀걸이를 빼줄게요. 금속 웬만한 악세사리들은 다 빼시는 게 좋아요. 머리 하면서 이게 부식되거든요. 웬만해서는 다 빼주세요. 아니면 귀 마개를 정말 열심히 잘 꽂고 있으셔야 합니다. 웬만해서 검정색 옷을 추천드리지만 탈색할 때는 오히려 검정색 옷에 묻으면 색이 빠져요. 그래서 정말 안 입는 옷, 필요 없는 옷, 아니면 집에서만 입는 옷을 입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시작을, 진짜 시작을 해봅시다. 먼저 여, 이제를 열어주세요. 이 일제를 이제 안에 넣어줍니다. 이렇게. 한 톨도 남지 않고 이거 하나면 조금 긴 단발까지는 커버가 가능합니다. 근데 긴 머리는 아마 하나로는 부족할 거예요. 저 솔직히 지금 좀 불안하긴 한데 부족하진 않겠지? 그리고 요 3제 매직 시크릿 오일 호이자 이거품염 생약 같은 경우에 만들고 나서 최대한 빨리 사용을 해주셔야 해요. 나중에 이게 터질 수도 있거든요.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옆으로 그냥 20회 정도 위아래로 흔들면 거품이 생겨버릴 수가 있어서 웬만해서 옆으로 이렇게 대충 그냥 얘네가 섞인다 이 정도면 얘 네, 살짝 뜨거워져요. 이거 한번 써볼까요? 얘를 묶어줍니다. 장갑을 끼기 전에 머리를 풀어줄게요. 풀어주고 일단 빗어주세요. 탈색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더욱 나중에 안 발려서 얼룩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지금 <laughs> 제 머리가 막 끊겨서 나가요. 탈색할 때는 여러분 진짜 꼭 머리 빗어주셔야 돼요. 아니면 나중에 탈색이 아예 안 되거나 바르다가 안 비껴가지고 안 발릴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장갑을 껴주고 처음에 몇 번 눌러봐야 돼요. 나올 때까지. 한 세네 번 하면 나와요. 이렇게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해를 하는데 얘는 진짜 그런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막 발라도 얼룩이 안 지거든요. 그리고 버블은 이쪽 한쪽을 다 바른 다음에 이쪽 나중에 발라도 얼룩이 따로 안 집니다. 그래서 제이 염색약을 굉장히 좋아해요.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 진짜 샴푸하듯이 바르시면 돼요. 근데 얘가 좀 커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한 손으로 들기가 너무 어려워. 아무 데도 안 나가는데 보라색. 아, 어? 벌써 보라색이 나왔어요, 여러분. 보라색, 보라색. 야, 진짜 빠르다, 이거. 아니, 제가 저번에 탈색을 하다가 뿌리만 하려다가 전체를 이제 하게 된 건데 전체를 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. 셀프로 하다 보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. 그리고 제 사촌이 해줬는데 사촌이 꼼꼼하게 발라주다 보니까 1시간 정도 바르는데 그렇게 걸렸고 심지어 뿌리를 먼저 발랐어. 그러니까 뿌리 탈색이 주였으니까. 오, 어, 완전 보라색이다. 하여튼 그러고 나서 아래를 이렇게 딱 바르고 30분 정도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 바른 부분은 1시간 반을 기다렸겠죠? 그 머리 상태로 머리를 감았죠. 감고 에센스 바르고 머리를 말리는데 <laughs> 머리가 상한 거야. 너무 너무 덜 안 마르는 느낌이랄까? 머리 상하면 머리 다 안 마른다고 하잖아요. 진짜 머리가 고무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그래서 아이씨 망했나? 했는데 아, 일단 탈색은 엄청 잘 됐어요. 진짜 백금발이었거든요. 머리를 거의 다 말리고 머리를 빗는데 처음에 쿠션빗 말고 그냥 플라스틱 빗으로 이렇게 빗어봤어요. 아래를 싹 한번 빗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후두두 떨어지는 거예요.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애가 녹아서 그냥 떨어져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막 뭉쳐가지고 진짜 녹은 머리들끼리 엉긴 것처럼 하, 더워서 내 머리 진짜 고생한다 나 덕분에 그래서 진짜 머리가 녹아 내린 거죠. 지금도 사실 머리가 그렇게 머릿결이 좋진 않아요. 엄청 많이 녹아가지고 머릿결이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염색을 포기할 순 없죠. 수분을 엄청 먹네, 머리가. 원래 얘 하면 좀 물기 많은 느낌? 이었는데 어, 수분을 엄청 먹는다. 확실히 머릿결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막 뭐 이렇게 귀에 묻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귀걸이에 닿게 되면 귀걸이가 부식되는 것뿐만 아니라 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. 그 구멍에. 진짜 막바르져서 뿌리가 조금 느리게 먹어요. 아 보라색 너무 기대된다. 성공적일 것 같아. 아 근데 머리 너무 간지럽다. 머리를 너무 혹사시켰나봐. 카메라 초점이 자꾸 나가네요. 제가 딴 데를 가서 그런가? 지금 뒤에 뭐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. 확실히 탈색 한 번 한 데는 지금 색이 안 들죠? 차이가 크죠? 거품 염색약 이렇게 힘든 거였나? 이 탈색해서 머리가 완전 날리니까 거품도 힘드네. 발렸는지 확인할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안 발린 분들을 발라줍니다. 머리에서 끊고 뒷부분에 노란 머리가 하나도 안 발렸네. 약간의 브릿지는 괜찮지 않을까? 브릿지가 아니니까 문제지. OMG, OMG, 이건 얼룩이지, 얼룩. 하나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충분 개뿔. 하나 더 살걸? 진짜 이게 등 때문에 노란 건지. 아, 안 발려서 오란 건데 알 수가 있어야지. 육안으로 보기에는 전혀 발린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조금은 얼룩이 질 것 같긴 하지만 30분 정도 방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짠! 머리를 다 말리고 왔는데요. 샴푸도 하고 트리트먼트도 하고 맑은 물 나올 때까지 미지근하게 머리를 다 감아줬는데 이 실제로 보면 더 사이보그 같아요. 아 그냥 그냥 생 보라색이야 저 거울로 보면요 가발 쓴 것 같아 가발 되게 자연스러운 가발 쓴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머리를 보면 이렇게 파랗게 도는 머리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잘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색 빠지면서도 예쁘게 빠질 것 같고 진짜 예쁘네요 짱이다 근데 <laughs> 뒤쪽이 아마 안 됐을 거야 내가 지금 확인 안 해봐도 뒷머리 <gasps> 어, 너무 예쁜데? 그 안쪽이 아마 안 됐을 거야 안 됐죠. 여기도 안 됐을 거야. 막판에 조금 약이 부족해서 제 생각에 제 수치 이 정도거든요? 이 정도? 많은 편은 아니에요. 적은 편인데 머리 많이 빠져가지고 이 정도의 제 머리 길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하나로 충분하긴 하다만 저처럼 탈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머리가 수분을 싹 다 흡수하기 때문에 두 개로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전 너무 뻑뻑하더라고요.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바르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원래 지금 제가 앞머리를 기르려 했는데 머리색이 연하면 앞머리가 티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. 보라색을 해서 굳이 앞머리를 길게 냅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잘랐으면 고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원래 염색하고 바로 고데기 하면 안 돼요, 여러분. 머리가 상합니다. 색도 잘 붙이고 저는 머리를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. 이야! 일단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너무 예뻐요, 머리색이. 전 이제 이 머리로 지낼 겁니다. 앞으로도 영상에서 쭉쭉쭉 제 머리색 빠지는 과정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